여긴 언제 와도 이쁘다. 고마워. 부탁 들어줘서. 마지막이니까. 만난 지 4년이 되기 전 그날 우린 헤어졌다. 지원씨에게 필요할 것 같은 술인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지원씨의 이별에 대해서 좀 말해주세요. 네, 저희는 많은 연애의 첫 시작이 그렇듯 우리는 새내기 때 처음 만남을 가졌다. 뭐든 다 잘하고 센스 있었던 인싸 선배와 아싸 후배와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거의 매일을 같이 살았다. 침대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서 우리의 취미를 공유하며 남들이 잘 모르는 야외 테라스가 펼쳐진 카페에서 단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사랑 가득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고마워 부탁 들어줘서 마지막이니까 이별을 시작했다 물론 슬펐지만 서로가 예견했던 상황이었다 몇 번 검태기가 오기도 했었고 짧은 헤어짐도 있었다 우리는 이별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연습을 시켜줬고 그렇기에 이번 마무리는 서로 웃으며 할 수 있었다. 이걸로 정말 마무리가 되었다. 정말 누구보다도 멋지고 좋은 헤어짐이었다. 미련 없고 후회 없는. I miss the arrows of love in your eyes. I miss your long brown hair hanging low. n i c e your naked body in the morning light 모든 것이 끝났다. 한동안 울고 나니 기분도 썩 나쁘진 않았다. 아프지 않으려고 한 번에 잊기 위해 노력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더 이상 우리의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다. sun is shining, London. I need you around. We could ease down the road to a small coast town. People come and people go. Places come and places 한 번에 go.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에는 But I like you to 우리가 stay. 너무나도 예뻤다.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이 넘었다. 혼자 울면서 너의 빈자리를 우리의 추억의 대화로 대신 붙잡고 있었다. 우리가 주고받고 했던 편지는 우리가 가장 오래 함께했던 내 방 안의 서랍 안에 모아놓자고 했던 것이 너무 큰 독이 되었다. 우리 사랑은 왜 이렇게 이뻤을까? 어찌됐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친구와의 약속으로 나오며 아무렇지 않게 모든 편지를 버리고 왔다. 잘 해냈다고 생각했다. 지원아, 이거 방금 시안에 맞춰서 제작한 건데 어때? 지원아? 어? <laughs> 이거 어떤가 해서 아 이거 벌써 다 했어? 더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아 잘했네 근데 이거 약간 여기에서 이거를 아 아직 놀라면 안 되는데 짜잔 뭐야? 우리 100일이잖아 그건 어, 이미 지났는데? 음... 맞아 아 사실 그때 이것 때문에 기념을 못했어 이게 뭔데? 열어봐봐 우리가 처음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편지야 100일째 아, 되는 날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만나고 며칠 뒤부터 쓰다 보니까 1 0 0개가다 안 차더라고 아 근데 이제 다 채웠어 오늘이 내가 편지 쓴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뭐야 난 이런 건지도 모르고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봐 자기한테 미안할 때 내 심정도 많이 적었어 음... 자기도 나한테 못한 말 있으면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서로한테 하지 못한 말 이렇게 편지로라도 서로 얘기하고 풀어주자 앞으로 나 자기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laughs> 고마워 자기야 <laughs> 지원아 지원아? 어? 너 이제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응 당연하지 이제 진짜 괜찮아 아니 근데 왜 울고 있어. 어, 저기 혹시 여기 있던 쓰레기통 못 보셨어요? 아까 쓰레기차 다녀봤는데 네. 괜찮아요? 헤어지고 나서 꽤나 시간이 흘렀다. 아, 술? 더 이상은 데이트 시간을 맞추려고 바쁜 너를 위해 내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는 일은 하지 않아도 응. 되고 좋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아도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됐다 자유로웠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자유를 즐기고 있던 때 갑자기 너는 뭐하고 있을지 궁금하더라. 팔로우를 끊었던 너의 인스타에 들어갔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 나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또다시 가슴이 찔린 듯이 아팠다. 이제는 사진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나의 마음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핸드폰 앨범을 들어갔다. 어딜 가든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사진을 찍곤 했던 습관 때문에 핸드폰 대부분의 사진이 사라졌다. 영상과 사진으로 꽉 찼던 핸드폰 용량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컸기에 더욱 확실히 지워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이게 내 이별이에요. 그렇군요. 참 슬픈 이야기네요. 이별이 다 그렇죠. 뭐. 잘 마셨어요.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해도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안다. 전처럼 서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 가장 풋풋할 수 있는 시기의 사랑을 너와 함께 했다. 너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이러한 기억과 아픔은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건 무슨 술이에요? 마인드 이레이저라는 술이에요. 아직 그 술을 비울 수 없겠더라. 너랑 마실 때는 한 잔밖에 못 마시던 내가 이젠 두 캔을 마신다. 이럴 때는 그래도 아직 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